어, 그 차에 대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쏘가림 어,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르는 부분만 얘기해 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오늘 저 녹화를 뜨게 된 것은 이 보이차를 먹으면은 이 차를 먹을 때마다 아림이 있죠. 이 제가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이 쏘가림이 과연 도대체 뭔가? 예. 지금 차를 먹고 있는 대한민국의 차인들 중에 저만큼 이 쏘가림의 원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 원인을 어 어, 아주 간단하게 어, 한마디 한마디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들 여러 다른 사람들이 뭐 누누이 얘기해 왔던 것들 말고 어, 가장 확실한 이유 이 과학적 초간단 설명과 초간단 해법으로 여러분들을 갖다가 이 차에 대한 소가림 그 차 알면 알수록 어렵죠. 뭐 이거 뭐 야생 천연 천연 고차수를 먹자니 몇 천만 원을 줘야 되고 뭐 재배차를 먹자니 막 뭐 기분이 더럽더럽하고 괜히 그것 때문에 속이 아린 것 같고 괜히 저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어, 속이 아리래 어쩌네 그러면서 어, 달가들고 막 그랬죠 전화해가지고 이 왜 이러냐고 차가 왜 이러냐고 어, 그 차에 대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쏘가림 어,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르는 부분만 얘기해 드릴게요 자, 탄닌은 네. 자, 탄닌 탄닌이 속아림의 원인입니다. 원인. 그러면 이 속아림의 원인이 되는 탄닌이 어떻게 어떻게 되길래 뭐 여기 뭐 재배 차이 없습니까? 재배차에 없나? 야생차에 없나? 어, 다 있습니다. 야, 탄닌이 어, 쏘가림의 원인인가? 재배차, 야생차에 그, 다 들어있는 게 탄닌이죠. 쏘가림의 원인이 됩니다. 예. 이 쏘가림, 아림의 원인은 탄닌입니다. 탄닌. 차, 속, 차 성분 속에 들어있는 이 보이차, 어, 차 성분 속에 들어있는 이 탄닌이 바로 쏘가림의 원인입니다. 그러면 요걸 어떻게 어, 왜 이런 현상이 왜 왜? 왜? 자, 요 탄닌이요. 요 탄닌하고 탄닌하고 탄닌이 나무라고 나무라고 칠까요? 나무 나무라고 칩시다. 나무 이 탄닌이 하는 일이 저 철분을 철분과 이 칼륨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차를 너무 많이 먹거나 하게 되면은 철분이 떨어지고 이 탄력이 피부 탄력이 줄어들고 지방 성분도 분해를 해버리죠. 지방을 부, 분해하는 성분들도 차에 들어있습니다. 그 탄닌, 탄닌은 철분과 칼륨을 흡수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러면은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가? 음. 자, 탄닌, 탄닌과 이 칼륨, 즉 말해갖고 천일염 소금이죠 주겸이라 칩시다 주겸 예. 이 나무와 나무하고 탄이라고는 상극입니다 상극 상극이라 상생이 상생이 있고 상극인데 상극이라 어 그래서 어, 양극이 되고요 음과 양이 되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어, 탄닌과 칼륨은 상극입니다. 예. 양극이고 음과 양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가 안 가세요? 어, 나, 나무가 어, 요 그러니까 바닷물 바닷물에 닿으면 어, 말라 죽죠. 야, 내 얼굴이 갈 데가 없네.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무가 바다에 닿으면 말라 죽습니다. 이 왜 말라 죽는가? 어. 음과 양이 만나니까 뭐가, 뭐가 생겨, 생겨납니까? 기가 생겨나죠, 기. 어. 어 기폭발이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 차를 드시고요 소금을 털어 넣으면요 빡 속에서부터요 기폭발이 빵 일어나면서 어떤 일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 탄닌과 여러가지 크게 큰 물질들 그러니까 제다가 잘못되어 있는 큰 물질들 속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 자유로워집니다 알코올화돼요 어, 그 탄닌이 분해되면서 갈산이 되고요. 갈산이 또 잘게 부서져서 갈산 에스테르가 됩니다. 에스테르는 휘발성이죠. 휘발성은 알코올성입니다. 그래서 이 폴리페놀이 자유, 자유로워져요. 이런 것들이 분해가 되면서 어, 자유로워져서 요 폴리페놀이요. 요 머리 뒤로 상승을 하면서 뒤로 빡 때립니다. 취해요. 폴리페놀에 취해요. 왜? 탄닌을 잘게 쪼개버렸거든 이해하시겠습니까 어, 초간단, 초간단하죠. 자, 요 팩트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빨간펜 선생으로. 자, 차는, 어, 탄닌이 돼 있고, 소가림의 원인이 되고요. 어, 그거는 재배차나 야생차나 맛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 탄닌이 애나 나무라고 치면은 이 예, 철분과 칼륨의 흡수를 방해하는데 이런 원인이 되는 것이 뭐, 왜 그런가? 상극이기 때문이다. 양극이고 음과 양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예. 둘이는 상극이에요. 상극. 여 나무가요. 바닷물에 닿으면요. 말라 죽어버려요. 이해하시겠죠? 어. 요게 요게 서로 상극이기 때문에 어, 나무가 바닷물에 닿으면 말라 죽어버려요. 자, 이거는 다름 아닌 음과 양의 양이고요. 어, 우리 기라고 그러죠. 기운, 기세. 이게 뭐냐면은 소금을 만나면서 기가 폭발해 버립니다. 둘이 음과 양이 충돌을 하면 전기가 발생을 해요. 기운이 생겨요. 기가 생겨요. 우리 몸속에서 기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꽝 하면서. 자, 그러면은 이게 이게 뭐냐? 꽝 충돌을 일으키면서 잘게 분자들이 부서지니까 폴리페놀이 자유로워져서 뒷골을 갖다가 폴리페놀이 그제서 빡 때려준다고. 속이 안 아파. 소금을 먹으면 일단 완화가 돼. 어, 음과 양의 부딪힘이요. 이것은. 그래서 자사오에다가 넣 넣어갖고 차를 우리면은 그 광물이 음과 양의 이치로 인해서 수액화가 되는 거예요. 잘게 부서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 탄닌이나 카테킨 요런 것들이 갈산, 아미노산 요런 것들로 여러 가지 맛을 맛을 씨바 자사오가 맛을 부드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씨바 어? 수액으로 수액으로 환원을 시켜주는 과정이란 말이야. 이거는 다름 아닌 음과 양, 음양 오행의 기운이야. 그 원리도 저도 모르면서 씨바 자사에 대해서 쳐씨부지 말라고. 아, 이해하시겠죠? 아, 요걸 원래 좀 많이 하는데 죄송합니다. 어, 그러면 과학적 초간단 설명 끝났고 초, 간단 해법은 뭐냐? 자 이제 요 초간단 해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 초간단 해법으로 들어가서 아, 해법은 그러면야 씨발 이거를 쳐 씹으려 되는데 해법도 알 거 아니냐 당연히 알지 씨발 모르고 모르고 이런 방송을 녹화를 뜨겠나 내가 말실수는 가끔 해도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 내 이런 거를 뭐하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겠어 <clears throat>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전통적 혁신 전통을 개무시하면 안 돼. 우리는 전통적 혁신을 지켜야 돼. 왜? 이 초간단 해법 속에도 전통적 혁신이 들어가 있거든.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찌아차 뭐예이 찌아차 안에 뭐 들어갑니까? 에? 버터 들어가요, 버터. 그럼 버터가 많은 성분이 뭐예요? 초콜릿. 자, 그러면 타, 탄닌. 탄닌이 속을, 소가리 소갈, 어, 소가림을 만들어요. 다음 이거 뭐 먹으면 됩니까? 내가 아까 저 족발 먹고 하자는 얘기가 그거요. 족발이 뭐, 족발이 뭐 들어있어요? 어? 우리 피부를 매끄덩매끄덩하게 만드는 거. 어? 젤라틴화 되기 전에 거. 야, 저, 옹주야, 그 뭐라노? 또 까먹다, 또. 어? 그, 족발에, 그, 저, 닭발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 피부 매끈매끈하게 만들어주는 거. 젤라틴화 되기 전에, 전에, 맨날 일한데 씨바 그, 그 콜라겐 그렇지 아, 콜라겐, 콜라겐. 을 먹으면 된단 말이야 족발 같은 거 예, 닭발 같은 거 고기 고기류 그러면은 요런 초콜릿이나 요런 것들 먹고 여기에 견과류도 들어가겠지 견과류 기름 기름기 있는 것들 어, 식물성 기름 이 뭐여 식물성 기름 몸에 좋은 기름들을 먹으면 된단 말이에요 좋은 기름 식용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좋은 기름들을 먹고 그래서 중국 놈들이 저 맨날 튀기는 거를 많이 먹으니까네 저거를 아무리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요런 거를 통해서 개인적 개인적 차이가 있다는 거. 개인적 차이가 있다는 거는 컨디션이나 그 다음에 식성 막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기름기 있는 걸 많이 먹는다. 그러면 차 많이 처먹으면 돼. 어, 내가, 저, 내가 주로 야채류를 많이 먹는다. 일주일에 한 번만 마셔도 돼. 이것은, 이것을 마시는 방법은 과유불급이다. 어, 체질 따라, 체질의 개인적 그 생활 환경이나 체질, 요런 거에 따라서, 어, 과유불급이 되지 않도록 처먹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내가 과유불급으로 처먹었다. 어, 그러면 요런 요런, 요러한, 음식으로 다스리면 되는 것이요. 어려운 것이 전혀 아니야. 아, 없어. 어. 그래, 지금 옹주가 저 포랑항을 먹는다 그런데요. 컨디션이 좋을 때는 아무리 먹어도 괜찮아요. 예. 그런데 안 된다. 집에 있는 뭐 버터나 치즈 같은 거. 예. 뭐 치즈 같은 거, 버터 같은 거 먹으면 돼. 소가려요. 치즈 먹어요. 예. 치즈, 버터 이런 거 먹어요. 어, 견과류 먹어요. 그러면 돼. 예. 그래,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어, 차가 쓰고 막 그렇기 때문에 다식을 즐겼죠. 그 안에 우리 저 뭡니까, 저, 저 약과 같은 거 보면, 어, 기름기들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디 저 뭐, 뭐, 그거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 우리는, 우리는 뭐, 차만 딱 놔놓고, 씨발, 무슨 뭐, 어? 그거 하듯이 그래 안 먹을 필요 없어 다시 여러가지 음식과 같이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 예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뭐 제가 저 이게 재배차 때문에 그런가 뭔가 막 차문화님 저 얘기하자니 차문화님은 차를 파시는 분인데 서로 사이가 나빠질 것 같기도 하고 막 예? 참골 때리지만 공부를 했어야 됐다고 그래 차문화님이 좀 껄끄러워 하실지언정 나는 얘기를 해왔 쓰겄다 어 재배차냐 야생차냐 마 오늘 저 옹주가요 저 오운산 저 야생차 구하러 울주굴에갈 뻔했습니다 울산 울산 옆에 그울주굴에그 짝에 저 오운산 그 본, 본점이 있거든요 그 야생차 사러 갈까 말까 고민했었어요 오늘 어 그런 정도로 우리가 저 이게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 오늘 이렇게어 따끈따끈한 겁니다 이거 어, 따끈따끈한 거 여러분들께 저, 전해드리는 거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요 차의 소가림 어, 이제 완벽하게 어, 체질 따라 제어하시고 내가 체질이 조금 내가 야채를 많이 먹는 편이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만 먹어 어, 고기 먹고 내가 체했다 속이 너무 안 좋고 더부룩하다 차 드세요 소화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저 어, 간단하게 끝입니다 끝. 예. 다음에 뭐 또 안 좋은 저 해외 직구해 갖고 쓰레기 차들이 있어요. 1달러 6천원 뭐 뭐 만원 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먹어봐 죽어 사람 죽어 독약이야 독, 독약 예.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될수 있으면 좋은 차 드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재배차라고 나쁜 차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물론 뭐 야생차보다는 안 좋지. 당연히 씨발거. 너 같으면은 뭐 3천만 원짜리 차하고 10만 원짜리 차하고 가격이 그게 뭐 질이 똑같겠냐? 그거 갖고 내한테 태클 걸면 뒤져버려. 우리가 저 어차피 과일이나 쌀도 그래요. 쌀도. 쌀도 다 농약 치고요. 어, 다 비료 다 줍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쌀도 우리가 먹는 주식 쌀도 고기도요 항생제 다 투여합니다. 그래 따지면 먹, 못 먹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 소가림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소가림은 따로 많이 지금과 같이 얘기했던 탄닌이다. 네. 이게 음양오행이고 예. 그러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예. 그런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 자사오에다가 어, 차를 먹으면은 훨씬 좋다 이 말이라 광물하고 부딪혀 가지고 전기적 에너지가 발생해 갖고 이 찻잎 자체가 에? 수액화가 되니까 그 나오는 성분들이 잘게 쪼개지면서 수액화가 되니까 그렇게 처먹으면 차가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사오로 먹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또 또 욕했다고 뭐 뭐라 하지 말고요 어, 다음에 또 좋은 정보가 있으면 들고 오겠습니다. 자, 차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자, 그동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소가림, 대한민국에서 한 놈도 제대로 풀지 못한 이 소가림에 대해서 예, 간단 요약해서 제가 풀어드립니다. 자, 안녕. 다음에 봐요. 예, 방탕아 마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마웅입니다. 어, 차 리뷰계 방탕아 마홍입니다. 네. 오늘 알려드릴 것은 쏘가림입니다. 쏘가림. 네. 자, 이 덮근과 볶음에 대해서 아세요? 어. 덮는 건 알았는데 이 복, 볶기가 뭔 말인지 몰랐죠. 요 보면은 2, 3일 내에 어, 2, 3일 내에 볶기를 하고 어, 마실 2, 3일 내에 먹으려면 바로 마시려면 2, 3일 전에 어, 볶기를 하라. 어, 겨울 내내 마시려면 한 달 정도 밀봉 상태로 숙성을 시켜 두었다가 어, 복기를 하고 두세 달 후에 먹을 거라면 보름 정도 뒤에 복기를 하라 이 뭔 말인가 하면은 두세 달 정도 뭐뭐 뭐 시기에 따라서 볶아 먹어라 이 소린데 어, 제가 어, 쏘가림의 처음 원인이 되었나 의심되던 어, 2007년산 조춘 은호 어, 노동지에서 나온 조춘으로 이 그거를 어,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를 해가지고 어, 어, 공복에 차는 마시면 안 됩니다 원래 어, 공복에 차를 마시면 쏘가림이 원인이 되는데요. 어, 쏘가림이 약간 눅눅하게 있는 상태이면서도 어, 이렇게 제가 시험을 해봤습니다. 요 안에 들어있는 게 노동지 어, 조춘운호 어, 2007년산 노동지 조춘운호입니다. 요거를 어, 복기를 했어요. 연기가 살포시 날 때쯤 돼서 연기가 난다 하는 건 안에 수분이 남아가 타거나 수분이 증발하거나 그런 상태죠. 그래갖고 연기가 나길래 그때부터 손으로 살살 부서뜨리니까 수분이 빠져나오면서 잘 부셔지더라고요. 입이 하나하나 떨어지더라고요. 해계가 돼요. 어, 그런 상태로 볶아서 향을 맡아봤는데 아주 구수하니 누룽지 향이 나면서 구수하고 맛있었습니다. <laughs> 향, 향 자체가 은은하게 구수하게 에, 그래 꺼내가지고 어, 차를 우려 마셨습니다. 어, 흑당 보이차까지 오늘 다 마셨는데요. 어, 속아림이 막 거의 99% 98% 어, 없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속이 아리, 아리아리하에 올라나 말라나 올라나 말라나 지켜봤는데요 어 없었어요 조금 올라다가 올라다가 말아버려 음. 원래는 속이 아리아야 정상인데 찌그시 <coughs> 누르면서 어 볶았지 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지금 그 뽑는 것까지 영상으로 저 월요일날 마누라가 휴대폰 한다는데 좋은 휴대폰이 하나 올라나 모르겠네요 볶아갖고 그 영상을 마시는가 영상을 제가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그렇다 하는 거를 그러면은 이 소가림의 원인이 되는 것은 중국의 생차는 제다 법제도 제대로 못한 차다 너무 향, 향과 맛과 외모에 치우쳐 가지고 제대로 법제도 제대로 못한 그러한 막 근거 어디에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보이차라는 이름을 덮어쓴 어, 그냥 어, 중국이 만들어낸 법제도 제대로 다 못한 차다 그냥 막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 방탕아 어, 마웅이의 아, 뽑기 아, 소수민족 민족들이 저차 볶아 먹는 거 보셨죠 영상들 어, 그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싶네요 자 요거 녹, 요, 녹화는 여기까지고요 어, 저는 무소의 뿔처럼 예, 혼자서 갑니다 함께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함께 가는 거고요 또 아닌 부분이 있으면또 혼자서 무쇠 뿔처럼 까면 됩니다. 자, 함께 하시든지 뭐 함께 하는 부분은 함께 하고 뭐 혼자서 가야 될 부분은 혼자서 가고 그러는 것이죠 인생이란 게 원래 네. 자 그렇게 알고 부담 가지지 말고요 저는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져서 네. 해 나갈 생각이고요 예, 저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것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예. 지켜봐 주시고요 자 다음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